제가 얼마 전에 SE병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시켰어요. SE를. 짠! 너무 귀엽지 않나요? 하, 아, 너무 예뻐. 아이폰 미니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고요. 저는 그냥 이 SE를 갖고 있어야 하는 운명인가 봐요. 계속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네요. 오늘부터 이제 출근을 하고요. 아, 오랜만에 출근이라 너무 힘들어요. 이제 새로운 반도 정해지고 이제 업무나 학년 반 이런 거 다 새로 아는 날이라 가지고 좀 기대가 돼요.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또 교직원 회의도 있어가지고 리리비 격식을 차리시고 저는 우선 동학열 선생님들이 제일 기대가 되고요. 그다음에 몇 반일지, 반 위치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작년에 제가 중간 말령이라서 반이 똑 떨어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서 올해 반은 과연 어디일지 오늘은 올해 첫 출근 날이고요. 아마도 정, 예, 정식 첫 출근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제 옷 <laughs> 스타일이 또 바뀌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브이넥 니트에 골든 바지 골든 바지에 브이넥 니트에 이렇게 아크네 머플레 이렇게 들고 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벗는 첫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좀 해봤어요 회의도 있고 지운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까꿍 어떻게 드실 건가요? 안녕요 오. 맞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따로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? 아니요. 한 번에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조사 신경 없고 저다 줬는 아, 배불른데? 포장이야? 뾰로롱 4시 49분이고 할 일이 좀 더 남아가지고 마저 하고 가게 아! 오? 어? 연말정산 돈을 돌려받았어. 한 50만원 받은 것 같은데? 50, 음, 노코멘트. 헉, 연말정산 돌려받았던. 진짜 좋아하는데 음? 이제 4학년에서는 학급 운영을 나라처럼 운영하려고 지금 저도 공부 중이에요. 각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못했어 이제 환경 좀 하고 퇴근하면 될 것 같아 오늘 학급 실우지하고 운영계획서 쓰느라고 바빴어 6시 거의 다 됐고요. 저는 오늘 출장 달고 나갔다 오고 또 학교 자체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늦게 퇴근을 합니다. 올해 4학년 처음인데 너무 기대가 돼요. 제가 하고 싶던 학급 운영도 해보려고 하고 또 독서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학년이라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처음에 맡았던 친구들이 3학년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4학년 됐을 나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반갑기도 하고 그런 느려. 어, 어, 어, 공중에 뜨니까. 배고가지고그 매운탕 먹자 좋아 그냥 뭐, 어, 너네 다 먹어 이거야 모자다 네. 아 모자지 너저한 명도 모르는데요 이거 제목이 뭐야 리빌 리빌? 지금은 소크라텍스 익스프레스 좀 읽다가 자려고요. 요즘에 이제 매일 정신없이 출근을 하고 있고요. 어, 오늘은 이제 어제 학급 경영 계획서를 제출 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바빴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4학년은 좀 학급 경영에 욕심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어, 학급 경영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뭐 오려서 코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코팅하고 화장합니다 붙이고 그렇게 오늘도 시간이 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끝나고 원래 계시던 분들 가시, 전공 가시는 분들 계셔서 어 그래서 오늘은 송별회가 있어요. 저녁에 제가 혀를 세게 씹고 오래 있었 놨니 지금 혀가 짧아졌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 네, 있습니다. 음, 뭔가 조촐하네요. 지금은 <laughs> 작년에 쓰던 시간표는 1, 2학년 시간표라서 이런 체육, 도덕, 사회, 과학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다 새로 만들려고요. 작년에 썼던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. 시간표하고 바구니 라벨을 뽑아가지고 오리 있겠습니다. 방금 전학생이 왔다 그래서 지금 명렬표랑 환영이랑 자리 배치도랑 다 새로 뽑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대박. 그냥 진짜 내 친구 같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너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해초 구독자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요. 떠든다. 이오네 사실 얼마 전에도 왔거든너 얼굴 나와도 돼? 나오 나 와. 좋아. 우리 우리 반족이잖아. 야 그때 그래. 네. 그 인트로 이후로 진짜 오랜만이야. 인트 해줘야 돼. 그 <laughs> 거북이. 진짜 오랜만이다. 이거 두 개는 있어야. 그래 그래. 그래. 어. 완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. 그래? 내가 너무 밑밥을 깔 근데 좋은데? 그러니까. 혼자는 누구일까? 응. 그니까어 이거네 15 맞잖아 3억이잖아 3억이네 야 김예진 빠삭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진짜 고민되는데 문구 뭐야 어 좋은 하루 파이팅 난 이거 나 아, 이거? 개빡 <laughs> 어디? 이 제품명 이것도 아. 먹었어 오, 우리 너무 귀여워 이런 거 놀아? 이거 하나를 하나를 해야 되는 와 귀여워 캔들 버저지. 네. 요거 taper candle은 종류마다 향이 조금씩 다른 음... 넣어드렸어요? 감사합니다. 와, <laughs> 얼마일 것 같나요? 아, 만 원. 아, 만 네, 만 원이에요. 아, 5천 원 아니야? 귀엽죠? <laughs> 오, 오 진짜 예쁘다. 이거 얼마일 것 같아? 5천 원. 아, 왜만 아, 진짜로? 진짜 5천 원이야? 나 사올게. 아, 나도. 이거 뭐야? 이거는 인센스 홀더인데 아. 남자친구가 인센스 피워가지고. 여기 아, 양말 예쁘다. 하나에 2 0 0 0 괜찮죠? 약간 플라스틱? 이런,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, 반지스트 비즈, 진주 같은 느낌이랑 그냥 뭐 완전 흔들어 간지 이거 지 이게 2,000원씩이야 치킨 같은 거 아니야? 어 이런 게 좋아 어딨어? 이거 요리 이거 맛있고 아니면 가지새우? 응, 음, 조용히 있어. 먹어보 음. 음, 음 그러지? 응. 어. 제 친구 졸업식이라 가지고 상명대를 가고 지금은 밑에서 꽃을 사고 가려고요. 일단 대학생분들은 파스텔 톤으로 가장 많이 하세요. 아, 파스텔이요? 네, 어. 파스텔 톤으로 해야지 사진 찍을 때도 이게 하계복을 입잖아요. 네네. 난 이거보다 디토가 더 좋아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일이 있었어. 어? 이거 뭐야? 이거? 열어봐. 지금? 어. 아. 우와, 이거 뭐야? 그거 내가 발리에서 사온 거야. <gasps> 이거 뭔지 행운이 가득 담긴 것 같아. 어. 진짜 진주라고. <gasps> 아, <laughs> 진짜 이것도 있어요. 아, 예쁘다. 이거 내가 진짜 진주라고 해서 속아서 사는 거야. 아니야. 근데 내가 봤는데 어. 진주가 은지 씨. 은지 거. 아 뭐야? 법으로는 갑대. 음. 그래. 진주라고 해 진짜. 진주 맞아. 아, 진짜 진주라. 맞아. 어딨어. 그리고 원래 친일파들이 땅안 뺏기려고 학교 짓잖아. 그래. 네, 그러네. 쳤다. 와 <laughs> 어, 개멋있다. 1학년 아, 때는 뛰었고. 지랄 지랄 지랄. 가훈아 단 1초도 못쓸것 같아 이 영상. <laughs> 저 밀레 과삼은 싫 아니 저기로 올라가면 있는 거. 우와. 돌시계다. 노랗뭐 하는 거예요? 어, 둘 셋. 남성으로 엄마 아니야 이거? 엄마인데 지금? 아니야. 어, 좀 취했어. 아니, 또. 진, 진짜로 기다려 핸드폰 하나 찍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물를 눌러주세요 이거 뭐 아브라는 뭐야? 아 블로그 해보고 싶어 너무 진짜 추천 생각나 이게 단무지인 거 같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한옥 뷰가 예쁘네 MP3의 귀를 휙휙 돌리며 신중하게 음악을 고르는 은정이 전자사 <laughs> 그러기를 잠시 어 형광이 온세미로 카메라맨은 영 처음 들어보는 눈치 어젯밤 내내 소설을 읽으